하나, 둘, 셋! 우와! 와, 귀여워! 야, 너무 귀여운데? 이게 바로 넥슨! 이게 바로 그러니까. 넥슨! 야, 팔자 아니야, 팔자. 저 아이템 터졌을 때 넥슨 찾아갈라 했었어요. 전 게임 다시. 자 여러분들 다들 정말 잘 마치고 계시네요 네네 아 지금 뭐 간식도 먹으면서 좀 즐겁게 뭐 진행을 한번 해보시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말 추억 얘기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, 어쨌든 요즘 메이플스토리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. 어떻게 여러분들 바뀌었냐? 알고 있는 건 옛날이고 네. 네. 뭐 요새는 뭐 말렙도 275 자 그리고 시간이 흐른 만큼 아이템들이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지금 인기 있는 네. 아이템 궁금합니다. 네,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PPT를 제가 준비했어요. 오 예. 자 여러분 모두 이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대학생은 다르네. 주불과제를 하 사람들 PPT를 만들 수 있어. 난못 만들거든. 저게 피해서야 세트라는 건데요. 마라벨이라고 마스터 라벨. 뭐? 뭔 세트? 그 피의 마, 마스터 라벨 세트라고 피의 사양이라고 이름을 만든 거예요. 어, 예쁘다.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게 저 꿈꾸는 여행자 아, 그 세트. 세트로 네, 저게 스라벨이고 그러니 구성이 돼 있습니다. 이 머리 그 모자와 무기 그리고 망토 그다음에 신발 한 벌옷 이렇게 그렇게 하면 얼마예요? 이렇게 보통 다섯 세트가 구성되어 있는데 저게 확률적인 아이템이라고 아, 확률이에요? 확률이에요. 그러니까 메이플의 롤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해 드릴게요 어, 이 아는 게 많으니까 대답을 바로바로 바로 해주실 수가 있네 은퇴하고 넥슨 취직해요 형. 형 잘할 것 같은데 받아주시면 아, 절 많이 했으니까 아마 받아주시지 않을까 아니 아, 근데 우리가 저런 거 만드는 거니까 저는 그 배경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배경 아, 그, 아니, 저희가 뭐,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 만든다면뭐 콘서트 의상 해가지고 콘서트 의상을 다 입으면 뒤에서 툭툭 터지고 이런. 오, 백급에. 아, 어, 괜찮은데? 뭐 그런 걸로 해야 되죠. 나 무기 마이크 생각하고 있어. 근데 마이크 무기가 있긴 해요, 캐시샵에. 근데, 근데 저희가 더 이쁘게 뭐 만들 수는 있겠어 다음은 뭐 다음으로 다음은 뭐 PPT 다 보셨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먼저 모자부터 모자 만들어 볼라 디자인을 자 이쁜 거를 얘기하셔도 되고 아이디어를 내셔도 되고 뭐 정말 저희가 콘서트에서 썼던 의상도 괜찮고 아니 그 메이플 스토리에서 모자가 인기가 많아요? 일단 제일 뚜렷하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? 그렇 하긴 얼굴이 크니까 잘 만들어 우리가 진짜 잘생겨야 되는 거야 예뻐야지 많이 팔릴 거 아니야 예뻐야지 음, 그죠. 못생긴 건 안 팔린다고 이 메이플 스토리를 보면은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네. 못생기게 꾸민 유형과 네. 어, 이쁘게 꾸민 유명이, 유형이 있는데 뭐가 잘 팔릴까요? 70% 정도가 이쁘게 꾸미시고 음, 그렇지. 그럼 그 70%를 위한 걸 해줘야지 10% 정도는 되게 못생기게 꾸미시고 그럼 우리도 한 4명 이쁜 거 하고 3명 못생긴 거 하자 아니 근데 잠깐 모자는 우리랑 상관없이 디자인해도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. 세트 말고 설명드리겠습 모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렇게 뭐 삿갓 같은 걸로 아, 빵 너무 귀엽다 찐빵 같은 거 찐빵 같은 거 그런 것도 이렇게 만들어셔야 네, 되고 찐빵 아, 저도 아, 모자예요? 아미밤 모자 같은 거를 만들어셔도 되고 이게 핑크빈 모자 이렇게 커다랗게 이렇게 만드신, 만드셔도 되고 상어에 잡아먹힌 뭐 그런 모자 이런 걸로 만드셔도 되고 아, 그림으로 그려 어, 귀마개도 모자입니다 그런 건다 이쁘게 아, 이런 모자로 들어 왕이 생각해 왕이 생각해 왕이 다만들어주죠 예. 그리고 보면은 뭐 이렇게 야채 과일 이렇게 당근 모자 바나나 모자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위에 뭐 고양이가 올라간 여, 여기서 제일 인기 많은 거 뭐예요 여기서? 호빵 인기 많을 것 같은데? 라면 호빵 할것 같아 여기서 제일 인기 많은 거는 확 시선 뭔가 좀 근데 호빵 질릴 것 같아 금방 쓰고 가야 없습니다 모자는 일단 모자는 가볍게 하자. 네, 모자는 음. 가볍게 음. 저희가 좀 이 스피디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 일단 먼저 모자로 이 해보자 네, 준비를 했습니다. 오케이, 자 만들어 봅시다 한번. 네, 자 지금 떡볶이 제가 떡볶이 먼저 한번 만들어 보자. 이건 개발자 모드로 들어가야 된다고 알겠어? 자, 한번 한번. 개발을 해야 된다고. 어떻게 하면 이 어린 친구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줄 수 있는지. 자 일단 틀을 내가 봤을 때 틀을 좀좀 좀 만들어야죠 이렇게. 얼굴이랑 몸뚱아리 얘, 얘, 얘네 시선이 한 요렇게 되나? 아, 일단 잘 보이게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 좋다 자, 이렇게 자 이렇게 가분수로 만들어야 돼 가분수로 자 해서 자 눈코입 제가, 제가 그 좀 자주 쓰고 댕기는 그, 그 우리 우리 나랑 지민이가 자주 쓰는 그, 그 모자 방모자 어, 방모자도 있어요 다 있어? 어. 저는 뭐 이렇게 구상해봤는데 아미만 모자라고 음... 아, 아, 형. 예. 설마 할 줄 몰랐다. 그러니까 진짜 이거 누가 할 줄... 형, 홀맨 같아요. 죄송한데. 홀맨 표절 같아요. 너무 아쉽지만 이런 비슷한 캐시가 있습니다. 아, 이게 진짜 아.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. 우기 같은 거. 머리 위에 나무가 자라는 건 없지 않나요? 어? 없어요. 나무는? 나무는 못 봤어. 세계수. 뭘 해야 잘 팔릴까? 이런 유니콘 모자 같은 건 어때요? 어, 귀엽다. 진짜 안 하고 싶대. 난 귀여운데? 아니야 이런 거 막, 네. 그래 이런 거잘 팔려. 귀여운데요? 아니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알아서 잘 꾸며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아 이쁘게 그려줄 어, 거니까 아, 쟤네는 기업별로 해서 너무 너무 발끝으로 서있잖아 아니 이렇게 아니 왜, 왜 웃으세요 감독님 형 모자에 메시지 적어도 돼요? 어, 되지 않을까요? 모자에 메시지 적으면 근데 선호도가 확 떨어질 아, 네, 거야? 근데 뭐 그런, 아,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패전목마 같은 뭐 오, 그런 네, 그런 모자도 있으니까 어, 근데 눈이 정말 크네요 얘들 오. 어. 내가 자주 쓰는 모자들을 한 근데 진짜 웬만한 건 다 있을 사실 같아 웬만한 건 모든 게 다 있어가지고 남산타워 모자 이런 건 없을까? 남산타워 모자는 없을 것같네 한번 해볼게 남 남산타워 모자는 없을 것 같네요 넥슨 빌딩 모자 이런 거 없을 거아 아 약간 그 강화할 때만 쓰는 모자인 거지 넥슨 넥슨 빌딩 기원 이렇게 오케이 거기다 이제 절하는 거지 네. <laughs> 실제로 그런 캐릭터 보고 절하는 아니, 거지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어 실어막 뭐 그렇게 약간 자기만 루틴이 있는 애들이 있다고 그 넥슨 그 강화를 위한 넥슨 빌딩 그래 광 강화할 때 뭐 재물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렵다 형 어, 머리띠도 모자예요? 머리에 올라가는 건 죄다 모자 NEXON이죠 넥슨 머리띠 나까 머리띠도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귀엽지 않아? 자기의 머리도 살리면서 그래서 머리핀 같은 것 모자도 있고요. 그다음 보시면은 여기에 요 요런 어? 스타일로 색상이 있네, 나무 화관류 같은 것도 있고 요 머리띠도 이렇게 있습니다. 다 모자로 들어가요. 뭐 이런,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봐봐 넥슨 빌딩 아, 아, 이런 거 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. 봐봐 이렇 넥슨 빌딩 모자 해가지고 아 이거 약간 비주류를 약간 예, 공략한 그런 있을 것 같아요 네. 이제 그럼 강화학률 0.0001% 올라가는 거 이런 거 있잖아 축 성공 기원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네. 약간 그 강화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아저 저 웃기다 강화 저거 재밌는데 어, 이런 거 나쁘지 않아요 어 저거 재밌구만 어 저거 재밌는 거 같아 당신의 강화를 응원합니다 이런 거잖아 어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네 강화를 어, 도와줄 원기 형 이런 거 네. 써있고 원기 형 그만두시면 어떡하려 그래? 어, 저 괜찮은데? 어, 슈가, 슈가 형. 이거 제가 봤을 때 인기 좋을 것 같아요. 괜찮네. 실제로 약간 스탯 약간 럭1 올라갈 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. 아, 맞아요, 맞아요. 넥슨 건물이 어디 있는지 넥슨 사고 가면 봐야겠다. 저 아이템 터졌을 때 넥슨 찾아갈라 했었어요. 넥슨 서울. 왜너 뭐인데? 전 접속 시간. 어, 귀엽다, 근데. 접속 시간 괜찮은데? 엄마들이 좋아하지 않을까? 어, 그 저거 생각했구나 저거. <laughs> 저거 네. 보고. 쳤다가 <laughs> 접속 시간은 저거구만 음. 게임 종료하기 전에 떠요 몇 시간 했는지 계속 아 근데 저런 게 저런 게 약간 좀 임팩트가 있는 게 약간 유저들끼리도 계속 뭐 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아니, 계속 아 주니까 야 그러니까 저는 일주일째 안 나가고 있네 어, 어 야 쟤는 저 시간까지 계속 온라인 상태야 막 이러면서 저러니까 랩이 정말 아, 괜찮은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와, 뭐 아, 그러니까 약간, 약간 전 둘 다 그거예요 약간 어, 경쟁이 좀 있다는구나 하루 하루 넘기는 사람도 엄청 많을 텐데 저 네 개 가지고 돼? 아 저게 이제 계속 들어가는 거지 뭐 이제 하루 일 맞아 그것도 <laughs> 일자로 그냥 그런 걸로 이제 경쟁을 붙는 거야 와 근데 진짜 계속 쟤는 몇 짜리냐 이렇게 야, 진짜 뭐 몇시 뭐야 야 이거 지금 힌트 칠 수 있겠다 아 진짜로 저는 뭐 되게 간단합니다. 저는 네. 그 메이플 유저로서 네. 유저들이 뭘 좋아하고 그쵸. 뭘 어떻게 하는지 대충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냥 그냥 뭐 전뭐 뭐 그림에도 센스가 없고 이래가지고 대충 그려봤습니다. 제목은 목마탕 옹경이고요. 그 원기형을 이렇게 모델로 한 그 캐릭터가 있어요. 아 진짜요? 그거랑 지금 실물 디자인을 이렇게 좀 섞어가지고 네. 어, 비슷한 식으로 해가지고 뭐 사진 같은 도트를 찍는 거죠. 이거 어때요? 뭐야? 지금 다 2D 도트잖아요. 네. 이 사람 은 3D. 아 너무 아 너무 약간 그러니까 겁나 고화질 고화질 고화질로 가자. 아 근데 이거는 하지 않을까? 이게 진짜 3D로 나온다 이것만 3D다 그러면 이건 대박 납니다 도트를 더 잘게 쪼여가지고 진짜 막 입체적으로 나오는 거예다저 메고 다닌 거 아니야? 아, 이제 원기 수술이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뭐 그래. 요 요거 하면은 전 전 뭐 그냥 이렇게 목마 제목은 목마탄 원기형. 원기호거 <laughs> 원기형 스토리. 그건 안 돼. <laughs> 그건 안 됩니다. 저는 뭐 이렇게 목마탄 원기형으로 이렇게. 저 저는 이제 넥슨 사옥 이제 모자인데요. 아 이거 괜찮아 이거. 아 이거 이제, 뭐 이제 이런 이런 유저분들을 위해서 이제 많이들 이제 빌딩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을 때 나는 여러 많이들 들어왔는 어, 빌딩, 빌딩 건물주네. 내가 내가 창문 한 열개는다 알지 않았을까? 이러신 분들이 묵고 살 거란 말이죠. 강화 성공 확률 1% 이상. 아, 1%는 안, 너무 높아요. 0.5% 너무 안 해. 0.001% 정도. 그건 좀 그렇지 않나요? 그래야지 이 감칠맛이 나거든. 0.1%로 하죠, 0.1%. 그 정도는 뭐0.1% 뭐, 올라갑니다. 어차피 이거 <laughs> 게임도 안 하면서. 정씨 저는 이제 메이플 소리를 하는 아미 여러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저희 이제 소우주를 생각해서 어, 이뻐, 이뻐. 갤럭시로. 갤럭시. 아, 잘 그렸어. 요거 어, 그냥 내가 볼때 음. 그, 그, 이거 그대로 뭔가 따도 될 것 같은데, 어. 뭔가. 요거는 이제 70%를 위한 이제 제가 색감이 이게 쓸 수 있는 것들 얼마 없어가지고 지금 색감을 이렇게밖에 못했 표현을 못했는데 이거 예쁘다. 아미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. 예뻐 예뻐 예뻐. 다음. 남준 씨. 자 저는 이제 그 메이플 아 이제 원조가 세계수 아닙니까? 그래서 머리 위에다 세계수 머리에 이제 나뭇가지 꽂아버리고. 나뭇가지를 꽂아버리고 <laughs> 예, 작품팔 아닌가요? 머리에 나뭇가지를 겁나 아무튼 뭐 멋있게 잘 만들어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. 그리고 이제 어, 전봇대를 <laughs> 이제 꽂아버렸는데 여기 이제 파티 구함이라고 써져 있어요. 예, 아 마치 뭔가 커닝 스틸이어서 예, 파티 구함 까치 앉아 있고 예, 이런 전봇대. 네. 어 저거 저거 해놓고 이제 일섬에가 있으면 되겠네. 그렇죠 파티 네. 구한다고. 네. 저는 뭐 예뻐요 저거. 아 저는 뭐 식, 식상하게 뭐 독특하게 안 하고. 어 제가 팬클럽. 네. <laughs> 저는 그냥 뭐 요즘 또 예. 어 다이너마이트 스타일이네. 네, 다이너마이트 스타일로 아. 저희가 또 해봤고요. 약간 네온 느낌으로다가 빠딱빠딱 빛나는. 네온 몇중요 아이템으로 많이 나옵니다. 아 그래요? 어 약간 이게 좋을 것 같아요. 호흡이란 게또 아, 굉장히 요또 희망이 그 네. 또 없잖아요. 네네 네, 네. 부족하잖아요. 그래 네, 그래서 네온 그 느낌으로다가 머리띠 머리띠인 거죠. 네. 그래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네요. 귀엽습니다. 네. 저는 조금 저는 10%의 저는 개성적인 캐릭터들을 저는 편을 들고 싶고.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제 좀 더 개성적이게 아이템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저는 가발입니다. 저는 어, 이제 아바타는 있나요 혹시? 네, 제 <laughs> 아바타는 진짜, 그냥 진짜. 여기에 이런 거 그리진 못하고 아, 고수들이 할 것 같아요. 가발로 <laughs> 네, 했는데 이거 대박이다. 저는 이제 포인트라고 따지면은 저는 조금 이때까지 메이플 스토리의 그 캐릭터의 본 모습보다는 전 두상 앞 두상이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. 음 저는 네, 앞 두상이 조금 더 나와서 이때까지와는 다른 가발로 인해서 이제 이제 개성분들에게 더욱더 개성분 여태까지 두상 쿠폰은 없어요. 었 네, 두상이 제가 방금 확인했는데 두상이 변경된 적은 없었대요. 대머리 가발이라고 있긴 해요. 그래서 저는 그 대머리 가발에 두상이 조금 더 앞으로 나오고 저는 이런 약간 조금 좀 패셔너블한 그런 아. 개성적인 모습들을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. 그렇군요. 잘 팔 것 같은데? 그래서 저는 이 가발로 하면은 정말 전 게임 다시 시작할 거예요. 이거 할만하죠. 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아이디어 좋아요. 예, 2003년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고인물 유저분들을 위한 접속한 지몇 분이 됐는지 나옵니다. <laughs> 대한민국 부모님들을 위하여. 아이고. 파이팅. 네. 네, 부모님들. 아, 부모님들을 위한 거면 좋네. 음. 여러분 아. 요새 메이플은 평균 연령이 한 24에서 5 정도 됩니다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난 몇 시간 했지 보라고. 저는 개성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.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일단 넘기고 뭐 어떻게 해도 되겠죠 뭐. 서희가 아까 만들었던 디자인의 모자 나왔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? 어, 한번 들어가네요 드디어 체크하는 시간 어, 뭐야 어 남준이 형 우와 와 귀여워 야 루돌프 같아 너무 귀여운데? 같은데? 어, 귀엽잖아 역시 어, 잠시만 재현이 되네. 야, 이거, 우와, 야 이거 너무. 야 이거 다 찍어서. 아, 이게 바로 넥슨. 이게 바로 넥슨. 어? 오 이럴 수가. 야 메이플 실무 와. 우와 대박이다. 얘들아 내게 진짜 인기 많을 거야. 야 3N은 다르네. 95% 확률로 나올 거야. 오 진짜 너무 귀엽다. 우와, 우와 되게 잘했다. 자 다음 다음 보여주세요. 다음. 호세 야 귀엽다. 어나 어, 어, 어. 보내줘. 어제이잘 나왔다. 예 감사합니다. 다음 아. 거요. 아. 와 존나 내가 왔어 와 존나 이거 진짜 이거 뭐야 이거랑 아니 이거 질감 봐와 진짜 미쳤어 너무 귀엽다 와 이게 되네 와봐요 저 사고 싶다 넥스아 선물입니다 야 넥스 옥상 저렇게 됐구나 아 넥스 옥상 좋네 오케이 너무 귀엽다 게임 플레이 6시 13분 딱 6, 6 1딱 만들어서. 센스! 가슴, 가슴. 아. 센스, 센스, 가슴이다, 진짜. 아, 진짜, 팔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. 진짜. 아, 진짜. 아, 오! 야 이거 야 이거 삼성에서 써야 돼 갤럭시야 이거. 아니 근데 색감은 원하시는 대로 해도 돼. 이게 어, 소, 색감은 원하시는 대로 해도 돼더 이쁘게. 어 이거 소우주 컬렉션이다. 야, 아니 내가 갤럭시 소우주 컬렉션. 야 소우주 컬렉션. 어, 소우주 컬렉션이다. 자 어. 다음이요. 내 이거 원했다. 내 거야. 이제 남은 거 내 거야 원기 형. 색깔은 마음대로 해주세요. 목마타 원기 형이야? 하나 둘 셋. 아 근데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다. 와, 너무 귀엽다. 야 이게 고인물들 그거 아니야. 목마타 원기 형. 그치, 그치. 아 이거 하고 강화하면 이제 잘 되는 거죠? 그치 그치 이제 강화때마 사람들 이거 다 강할 때는 이거 다 끼겠네 그럼 0.01%라도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엽다 이거는 진짜 할기가 잘했는데? 와, 와 정말 와, 아, 진짜 대단하신데요 진짜 기준 어, 서 어, 아, 우리 잘 그렸어 어, 야형 거 대박이다 야. 너무 귀엽다 와 진짜 대박 너거잘 팔릴 것 같다 어형 거 뭔가 그 좀그 그물들한 인기 많이 아씨 한한 여덟 명이 얘 얼굴로 다치면은 진짜 웃길 것 같아 약간, 약간 좀 바글바글하면 좀, 좀 무서울 것 같기도 아, 하고 아, 와 근데 도트를 어떻게 저렇게 빨리 찍냐 신기해 기다. 너무 어, 잘했습니다. 아, 재밌네요. 아, 너무 재밌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다가 자 이걸로 네, 선정되었습니다 네. 박 팀장 진행시켜 그냥 이거 냄새 좀 나야 이거 돈 냄새 나? 저 시켜 이렇게 아, 이거 바꿔주시고 네, 이렇게 해주세요 뭐 올드스타 수다 올드스타 다들 일어나서 절 한번 합시다 알겠습니다 네. 아, 아, 감사합니다 원기 형 어디 계시지 원기 형?